버킷이요 음, 첫 번째는 서울에서 하는 네, 9월달에 하는 버킷이 성황리에 잘 모든 배우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성황리에 잘 마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건강검진 받는 거 네. 버킷리스트라고 하기 엔좀 그런가? 아무튼 시간 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두 번째 버킷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나이 안 먹는 거 한 살. 네,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. 네. 어, 그래서 아무튼 올해 남은 공연 네 그냥 네, 잘 마쳤으면 좋겠는 거. 네, 그게 세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. 뮤지컬 My Bucket List Welcome 대학로 네,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공연합니다. 어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강구와 해기의 네, 아름다운 이야기 네, 오셔서 함께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